Sinapa.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는 높은 단계로 치달아오른 우리 경제의 위력은 생각할수록 참으로 가슴 설레입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의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최첨단의 봉우리에서는 강성대국 불보라가 터져오를 승리의 광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목소리가 크나큰 산울림이 돼서 미아리 치니라